연주놀이, 예쁜 등불을 걸어보고 어떻게 마음대로 등을 예쁘게 달아? 등 연주를 할 거야. 등을 골라서 줄에 달아줘. 모든 등을 매달고 완료 버튼을 눌러줘. 정말 예쁘다. 등연주는 어떻게 연주할까? 데카야, 이제 등을 클릭해서 연주해 그만 中麦。